여보자고 아니 이, 이 우주 공간 같은 곳은 어디죠? 바로 여기 저희가 그 가, 신사 그 뭐냐 세로스길이라고 있죠네 네. 세로스길 쪽에 있는 세로스길도 있어요? 네그 VR 전에 왔어요 근데 VR이 전 처음인데 진짜 어지럽지 않아요? 아,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이게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맞아 어지러울 네, 수 멀미약 붙이고 하셔야 돼요 나,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어지러워요아 그래요? 아무튼 저희가 오늘 해봐야 되는 게 무엇이죠? 일단 우선 인간 제로 게임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이 기, 기구를 탈 거예요. 아 진짜요? 5등과 6등은 네. 이제 1, 2등 원하는 놀이기구를 탈 수가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아. 1, 2등이 정해주는 것만 타요. 1, 2등이 정해주는 놀이기구를. 아 오늘 나 세빈이 꼴 제발 꼴찌했어. 저도 세금이 제일 저는 제로에 강해 무조건 무서, 무조건 무서운 거 무조건 무서운 것잘 보고 그러면 상일이 형이랑 평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. 순서 먼저 아, 먼저 들어가지?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 하신 거예요. 나도 저요. 자, 하나, 둘, 채로! 아! 와! 호! 감사합니다. 네, 그쓰레기 포도해보니까. 하나, 둘, 하나! 야! 아, 진짜. 아프다, 이거 진짜. 저 1, 2등. 1, 2등이에요. 야! 너가 쉽게 싸우는 쉽게 게임이야 심리 아, 네. 게임 과연 나 하나 둘 하나! 야! 야! 야! 나말하 야, 저 말하지도 않았거든요. 아, 이게 심리 게임이야. 아, 재 거잖아. 이거는 원하는 걸탈 수가 없죠.

¡Jamás!

모터 달았어 모터 부스터 부스터 어 뭐야? 어 뭐야? 아 시켰어? 아니 몰라 아, 어? 아니 아니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 평온해 평온해 와, 아, 놀, 놀, 놀라, 놀, 놀랄 타이밍인데. 오. 갑자기 일본 쿵? 내좀 이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거네. 제 일부러 더 떠는 것 같은데. 아, 진짜. 어, 부러졌다, 부러졌다. 맨위 어, 예. 어, 긴장돼. 긴장돼? 어, 오, 오, 오. 안녕. 자, 이거 조금 많이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. 어지러우시면 VR 벗어셔도 괜찮아요. 네, 왼쪽에 있는 남자한테 손 흔들게요. 왼쪽이 네, 손 흔들 が出て 어. 아, 어. 와. 어. 이거, 어. 어, 이거, 이거 진짜 꼬꾸라지겠다. 와. 오!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떨어졌다, 떨어졌다, 떨어졌다. 야, 야, 돼. 네. 오! 예. 오! 예. 예. 아, 나 이제 내리고 싶은데 와 <laughs> 뭐 힘들어 아나 이제 내리고 싶은데 아. 만약 어디로 오시면 VR 벗어줘도 되지만 지금 벗으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끝났다 네, 아쉽게도 바이킹 여기까지, 여기까지 한 번 가볼게요. 와, 어, 와, 이거 멀미난다. 어, 어쩌 와, 진짜 어, 와, 어지럽다. 네! 아, 아, 아, 그 할아버지 얼굴을 놓고 갈 줄 몰랐다. 야, 이제 놀이공원 필요가 없어. 아. 아 여기가 놀이공원이네. 왜? 왜? 야마! 야마! 야 근데 너 진짜 무서웠어? 어. 어, 어, 어 지금도. 아니 너무 너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너무 슬픈다 어, 일부러 리액션한 거 같아. 야 지금 상우 씨 어지럽다고. 정말 현실 같더라고. 아니 몸이 막. <laughs> 아, 나는 되게 편안했는데 혼자만 죽는다 아 저는 잠깐만 벨트 부셔가지고 막아 안돼 막 어, 이랬는데 그러니까 벨트를 딱 이렇게 묶으니까 어. 진짜 뽀뽀해질 것 같더라고 아 그냥 그 우리 느낌이 있어 놀이기구 놀이기구 내 이게 롤러코스터 가다가 그때 네, 의자가 그, 그 타이밍에 확 바뀌니까 타는 아. 것 같더라고요 어 재밌네 어, 재밌었습니다 아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, 첫 번째 공예 체험을 마쳤고요 두 번째 공예 체험이 남아있는데 바로 공포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 귀신의 집을 한 번 갔었잖아요 대학로 연극 귀신의 집 나는 귀신 이런 거 진짜 아. 근데 이번에는 이 무더위를 VR 공포 체험으로 날려보려고 어, 아, 작년에 그 공포 체험에 이어서 이 VR 그렇죠. 체험을 아난 무더위 못 날리겠다 어? 저쪽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? 가시죠!